내금 의장께서 어인 들로오셨어요 닭이 울더구나. 너는 칼을 빼들었고 무슨 일이냐? 전하, 만약을 대비하여 옥체를 피하소서. 어디로 피하라 말이냐? 이 나라 사직이 여기에 있다. 이것이 영모라면 피하지 않을 터. 온검을 가져오라. 하나, 어서! 겸사복장은 지체 없이 사정을 알아보라. 예. 겸사복들에게 통문하라. 예. 전화를 지켜야 한다. 그와의 일을 벌이느냐 전하를 지켜야 하는 내금 위장이 영모를 주둥이를 닫아라 아빠 제 자식 주제에 천리를 걸치니 눈에 뵈는 게 없느냐! 원진아라 갇혀라! 한 놈도 들여보내선 안 된다. 죄 없는 자들을 죽였느냐? 영모의 죄를 물을 것이다. 그 전에 네 놈이 먼저 죽을 것이다. 네 왕과 함께. 충이다 이 천한 거사 너처럼 천한 것들이 행세하라고 만든 나라가 아니다 내 태생이 천한지는 모르겠으나 네 대가리 속이 천한 건 알겠다 은주 마마 나도 죽일 것이냐 아내자가 나설 일이 아니오만 정의로 신다면 그럴 밖에 모두 조선 위함이니 그대의 조선과 나의 조선이 많이 다른 모양이다 무엇이 너로 하여 이 참람한 짓을 벌이하였느냐? 이 나라를 누가 만들었소? 전한 것들을 품에 안고 사대부를 폄훼하여 법도를 허무는 연유가 무엇이오? 내가 너희를 폄훼하였느냐? 어젯밤 할아버님께서 피를 통하고 돌아가셨소 사대부를 중요하여 그 법도로 다스리라 그리 상서하여도 임금 꼼짝을 않으시니 그리 돌아가셨소좌승지의 소식은 나도 들어 알고 있다. 허나 어쩌랴.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으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천한 것들이 시대이 옵니까? 조선은 사대부들의 나라요. 이 나라 조선의 사람은 사대부뿐이더냐? 사람이라 불리는 것들은 많으나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사대부뿐이요. 그저 바로잡고자 하였을 뿐 그걸 왜 그대가 바로잡소? 이제 이 나라에서는 귀천 상하 음양으로는 달리 대접받을 일이 없을 것이란 내 말이 그리도 싫었더냐? 싫더이다 파옥시켜라. 예. 국무는 따로 하겠다. 들어라. 사직을 지켜야 할흥분에서 일어난 오늘의 일은 과연 용납하기 어렵다. 흐트러진 군군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내 첩종을 시행하도록 하겠노라. 별장을 준비해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분부받들겠사옵니다. 근자의 궁에서 일어난 병고는 익히 알고들 있을 것이오. 왕을 지키는 것은 사직을 지킴이요. 사직을 지킴은 이 나라 조선을 지키는 것이오. 과인의 명줄이나 보존커자함이 아니니 명심하여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아니 될 것이오. 과인은 오늘 첩종을 통해 그대들을 믿고 조선을 모두의 나라로 만드는데 다시 열과 성을 다할 것이오. 성이 방금 가옵니다. 注追。